오늘은 하픽 speedrun을 해볼 거다. 그 전에 하픽, 아니지 하픽의 speedrun이 어디있냐면 바로 이런 데를 말하는 거다. 그렇다 바로 jump map이다. 하픽에는 jump map 타이머 기능이 있기에 이를 이용해 나의 최고 기록을 갱신할 것이다. 가장 먼저 SkyWars jump map을 해볼 것이다. 사실 스카이워즈는 처음이다. 자 이제 배드워즈로 가보자. 이제 본론이다. 현재 최고 기록은 46.613초이다. 그 이후 다시 또다시 clear했으나 기록은 갱신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checkpoint 1번에 있었다. 전에는 10.2초였던 기록이 무려 10.5초가 된 것이다. 그 이유는 계단 때문이었다. 이렇게 smooth하게 오를 수 있는 계단을 하나씩 점프해서 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하니 무려 9초대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 후 계속 이어지는 도전 그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도전한다. 유형 성공! 그럼 끝!